뭐이? 2000 20년 7월 24일 흉가여행 1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잠겼어요. 여기로는 못 들어가. 눈이 잠겼어, 밧줄로. 지하, 지하 가면 반이될 수 있는데. 현재 일단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. 안에 진입을 했고 뭔 소리야? 자, 증폭기 꼽았습니다, 여러분들. 뭔 소리야? 누구 있나? 누구세요? 누구 누구세요? 누구세? 누구? 어? 누구세요? 뭐야 지금 시작부터 지금 장난하고 뭐야 아, 어?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? 거기 거기 계십니까? 소리 다 들립니다. 소리 다 들려요. 소리, 소리, 누구세요? 소리 다 들린다고 했습니다. 당신 사람이야? 당신 사람이냐고. 누구야? 누구야 당신 가만 누 사람인가 뭐냐 잠깐만 그만 그만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아, 잠깐만. 나 잘못 온 것 같은데, 이거. 잠깐만요. 우와 기운이 사방대처돼 어, 어. 죄송합니다 그냥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끼아 끼야 아 여러분들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장난아니라 예 도망가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간다 할 줄 알았어 내가 나봐 나 어? 어? 여러분들 여기 일가족이 전원 사망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텔 주인 일가족이 전 누구세요? 나와. 나와, 이 새끼야. 나오라고, 자신 있으면은. 어이! 와 미쳐버리네 나 진짜 여러분들 잠깐만요 방금 뭔 소리 났어 지금 나 뭐 미쳐버렸단 게 여기 지금 방금 뭐 쿵소리 났어 지금 나 기다리고 있나봐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. 야, 정신 차려. 홀리지 마, 홀리지 마. 홀리지 마, 홀리지 마. 자, 그만하세요.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만해 그만하라겠습니다 TV야 뭐야 뭐야 이거 그만해요 방금 어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뭐, 뭔 소리야? 어? 뭔 소리야? 소리! 뭐야? 어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신데? 어! 아! 어, 얼굴. 어. 파. 모자 있어. 분명히 여러분 지하는 안 될 것 같아요 먹통이 돼가지고 다시 껐다 켰어요 카메라를 두 번이나 안 돼요 안 켜져요 지하에 들어갑니까 지하를 벗어났는데도 지하 중간쯤에 간데 켰는데 안 켜지길래 다시 여기 아까쯤에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비너스상 오야씨 사이즈 좋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킨 거예요 담배 냄새가 정확히 따지면은 무슨 비닐 같은 거 태우는 냄새지 정확히는 비닐 같은 거 타는 냄새? 어? 잠깐만 맞아 옛날에 햇님 말 들어보면은 유성한 기운님말 들어보면은 그래 맞아 저 문고리 끄떡끄떡 하던데 저기에 뭔가 누가 왔다 간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기훈님 방에서 오신 분들 맞죠 그때 저 뭐 이불이 펴지 저 방에서 뭐 누가 왔다 간 흔적 그 하하하하 엄마 아니 야, 얌마 잡았어 와 역시 나 개코야 씨. 잡았어 잡았어 나 절대 안 도망가 씨. 어, 어! 안 도망가 씨. 와 하! 나와봐! 자신 있으면 나와봐. 아! 아! 아! 나 절대 안 도망가, 씨. 자신 있으면 나와봐. 와!